closely to your heart. I'm in a world. 여러분 저는 가방을 챙기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어팟 바지 놓고 가야겠다. 오늘은 갔다가 돌아올 거기 때문에 노트북을 챙기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이제 나갈 거고요. 어, 교수님이 추천서를 오늘 받으러 오라고 하셔가지고 오늘 가가지고 그거를 받고 어, 제가 독서 모임을 다음 주부터인가? 다다음 주부터 있기 때문에 그 책도 빌리고 어, 그 프린터물 할 것도 나간 김에 다 뽑아오려고요. 1시에 교수님이 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나가서 또 킬게요. 여러분 아, 어, 추천서 아, 받았고 지금 이제 학생문화관 가서 프린트 할 거예요. Can't you see? 여러분 프린트는 그냥 스킵하고 지금 일단 중도 먼저 가려고 합니다 너무 더워요 goodbye 여러분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들어가려고 지금 배라 가고 있어요 계획 있으세요? 어, 여러분 갑자기 날씨가 너무 더워져가지고 아이스크림이 막 녹아가지고 아 자켓에 묻고 막 이래가지고 지금 너무 짜증나요 Take all of me. 여러분 저 공부 좀 하려는데 책상이 너무너무 더러워가지고 편집을 하고 나면 항상 책상이 난장판이 돼요 그리고 제가 요즘 엄청 빠진 음식이 있는데요. 요거예요, 요거. 짜요짜요. 진짜 중독 수준으로 먹어대고 있어요. 그때 제가 티몬 그거 하울? 저 간단하게 찍었을 때 먹었었는데 근데 이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냉장도 되고 냉동도 되는데 저는 어, 냉동을 했다가 그거를 먹기 한, 한 20분 전에 냉장실로 옮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를 먹으면은 약간 살얼음 같은 게 씹히면서 진짜 너무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요즘 요거를 미친 듯이 먹고 있습니다. 마지막 마지막 짜요짜요 근데 지금 완전 땅딱 얼어 있어서 이거 하나 이거 이제 저 사이버 강의 들을 건데 한 10분 정도 녹이려고요 방에 저만 있기 때문에 음 소리를 조금 가끔 이어폰 안 끼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Hello everyone. Well today content is available oh, on internet. So world wide web. Why not take all of me? And number three is about Can't you see? Wearing shorts. 여러분 여기 아모레퍼시픽 본사예요. 個ぐい 저는 점심으로 샌드위치 간단하게 먹고 해야 될 게 있어서 이거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캠스캐너란 어플인데 진짜 대박이에요. 진짜 좋아요. 카메라로 스캔한 다음에 바로 PDF로 싹 묶어가지고 이렇게 보낼 수 있어요. 완전 짱! 여러분 드디어 신청 완료했습니다. 저는 신청 다 했고 이제 다시 나갈 거예요. 학교에 이것저것 뭔가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아가지고 2학년 때까지는 모르고 잘 안 했다가 막 3학년 때부터 막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여름방학 때는 <clears throat> 도전학기라고 신청해서 합격하면은 어, 지원금도 주고 학점 받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거를 여름방학 때 합격해가지고 했고 이번에는 다른 거 신청했는데 될지 모르겠어요. 됐으면 좋겠는데 안 돼도 뭐 아니야 됐으면 좋겠어요. <laughs> 아 이거 계속 이거 막 하러 돌아다녔는데 신청하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후련하네요. 저희 오늘 팀플 사람들 제가 영상 편지 가르쳐 주기로 했어요. 여러분 효경이가 이거 사다 줬어요. 계속 말하자. 어, 너무 재밌겠다. 계속 인터넷 막 검색했는데. 여러분 제가 기숙사 돌아왔는데 어 제가 저녁에 사실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좀 이따가 나가봐야 되는데 시간이 좀 애매하게 떠가지고 어, 그 전까지 좀 코타키 나발로 영상 편집을 하려고 합니다. 뭔가 그 코타키 나발로 여행 영상은 일상 영상보다 좀 인기가 없다는 거를 제가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뭔가 저한테 너무 좋은 기억이었어서 좀 편집을 해서 나중에 꺼내볼 수 있게 가공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영상 조금 편집하다가 올해는 못할 것 같고 이거 좀 편집하다가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이제 서립으로 갑니다. 뭔가 저녁 때 약간 춥지 않을까 좀 걱정되긴 하는데 그냥 귀찮아서 이렇게 나가려고요. 네, 네, 네. 이따가 다시 킬게요. 안녕. 껍질 껍질 먹으려 발라야 돼. 어 진짜? 손 파타이 맛이 있죠. 어. 파타이는 무조건 하자. 맛있도 이것도 맛있지 않아? 응. 얘는 간장국수로 먹고 그거 내 주스 두 개가 좀 달라서 선택하면 돼. 나말 차분하. take all of me? Can't you see? I'm no good without you. Take my lips. I wanna 여러분 저는 아침 수업 갑니다. 오늘 셔틀 타고 가려고 해가지고 평소보다 조금 일찍 나가려고요. heart So why not Take all of me 뭐 가연 언니랑 스타벅스 왔어요 어? 그 네, 인사 한 번 해주세요 안녕 나 양치하러 갈래 <laughs> 유경 언니도 나오고 있어 <laughs> 너무 귀여운 거 아니겠어요? 저희 학교에 이제 바퀴가 대가 있답니다 이렇게 롯데끼리 서로 밀어주고 땡겨주고 합니다 <laughs> 이로 오세요 안녕 이제 양치하러 여러분 저는 승미랑 마라탕 먹으러 왔고 지금 웨이팅하고 있어요 뭐? 왜 왜? 왜? 근데 엄마 왜안 좋아? 이렇게 그냥 뭔가 너네 직장인 같 그래? 이번에 한방 어제는 맞네 아 그냥 무슨 표 완전 순할 것 같아 그냥 뭔가 내가 서운해하고 이런 걸로 싸운 거 같고 난 그러다가 자기도 화나는 거야. 막 내가 화내니까. 다음부터 유진이한테 들려야 되는데. 아 이게 아니야. 너무 가깝잖아. 그럴 때 싸우고. 여러분 저희 마라탕 다 먹고 지금 여기 왔고요. 지금 승미가 커피 안 나오는데 찍는다고 아주 안 됩니다. 면박을 주고 있습니다. <laughs> 그, 미쳤어. <laughs> 너, 너 너무 받아주는 거야, 내 말. I'm not good without you. 신기하네. 아, 나도 나한테 거의 술 가르쳐준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더, 더 어, 재밌게 뭔가 음식들도 같이 가지고 가면은 어, 진짜 뭔가 그런 새로운 입맛이 어떤가요? 승미씨 마셔보세요. 네. 아이 그걸 그렇게 먹는 거야 크림까지 다? 같이 먹어는 거예요. 따로 먹는 아 진짜요? 같이 아, 먹어. 짜 기다려봐. 솔직하게 말씀해. 솔직하게 말씀해. 좀 조금 짜요. 조금 짜요? <laughs> 아 진짜? 나 몰랐어 나 그래서 내가 알아버렸 보여줘 응. 근데 사진으로 봐선 진짜 몰라 와이파이 연결할 걸 그랬다 아, 그냥 애가 별로인데 이럴 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여러분 저는 어, 오늘 수업 하나 휴강을 가지고 어, 3시 반인가? 5시인가? 그때 수업 하나 있는데 그 전에 학교 먼저 가가지고 프린트도 좀 하고 이것저것 하려고요 지금 한 11시 정도밖에 안 듣긴 한데 그냥 일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